우월한 피지컬과 매력적이고 트렌디한 외모로 단숨에 많은 여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대세 배우 황인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인엽은 1991년 1월 19일생으로 현재 나이만 29세입니다. 황인엽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유난히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 185cm의 우월한 피지컬에 다리 길이만 109cm라고 합니다. 황인엽의 닮은 꼴로는 배우 이준기와 안재현을 꼽았는데요. 찢어진 눈매와 V라인의 턱선이 많이 닮은 듯합니다. 특히 왕이 남자 시절의 이준기와 매우 비슷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황인엽은 조선 놓고 녹두전을 빼고는 데뷔 때부터 계속 학생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JTBC 드라마 18억 개인에서 같은 나이로 출연했던 이도현은 1995년생으로 황인엽과 4살 차이이고 극중에서 황인엽이 고백을 했던 홍시아 역의 노정희는 2001년생으로 10살 차이가 납니다. 홍시아를 두고 삼각관계로 나오는 골든차일드의 최보미는 2000년생으로 9살 차이입니다. 여신강림에서 같이 주연을 맡고 있는 차은우와는 6살, 문가영과는 5살 차이입니다. 참고로 같은 나이의 연예인으로는 오렌지 캐러멜 출신의 여배우 나나와 도깨비의 김고은, 샤이니의 민호 등이 있습니다. 황인엽은 김영관과 남주혁처럼 모델 출신의 배우입니다. 노이어 헤라 서울 패션위크와 블랑드누아 헤라 서울 패션위크, 서드 패션위크 등 다수의 패션위크에서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황인엽은 부모님과 함께 드라마도 자주 보고 영화도 자주 보러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모델과 배우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장래희망에는 모델과 배우를 동시에 적었을 만큼 관심이 있었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모델에 도전하기까지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모델을 하며 자신감도 생겼고 배우라는 꿈도 이루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연기에 도전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간 적이 있는데 고민하는 황인엽에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래야 행복해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적처럼 큰 힘이 되었고 마음을 다잡고 과감하게 연기에 도전하게 됐다고 인터뷰했습니다. 황인엽은 모델 활동을 하면서 연기자가 되기 위해 계속 오디션을 보다가 2018년 웹드라마 Y 당신이 연인에게 차인 진짜 이유에 합격하게 되었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머리가 쭈뼛쭈뼛해질 정도로 행복했다고 합니다. 웹드라마 Y는 100일 기념일에 이유도 모른 채 여자친구에게 차인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간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차인 이유를 알게 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로 첫 해부터 조회수 100만 개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운 인기 웹드라마입니다. 당시만 27살의 나이로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지만 펀칠한 키와 세련된 외모, 몸에 밴 매너까지 완벽한 친들의 매력의 소유자인 기재영을 완벽히 소화하며 서브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엔 웹드라마 프레쉬맨 아싸들의 인사도전기에서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아싸에게 도움을 주는 핵인싸 서교원 역할로 뻔뻔하면서도 당찬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게 됩니다. 같은 해 지상파에도 출연하는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장동윤, 김소연 주연의 KBS 드라마 조선 놓고 녹두전에서 극중 차율모의 호위무사 밥단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학생 역할을 벗어난 사극도전으로 충성심과 카리스마를 지닌 호위무사 역을 잘 소화하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0년엔 미국 영화 17억 개인이 원작인 JTBC 드라마 18억 개인에서 남을 괴롭히는 걸로 센 척하지만 마음속에 아픔을 다지고 있는 구자성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극 초반에는 학교 일진으로 악동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짝사랑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오글거리는 고백까지 하는 풋풋한 고등학생 역을 자연스럽게 연기하며 평을 받았습니다. 황인엽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반갑다는 의미의 하이와 꿈을 향해 높이 가고 싶다는 마음의 하이를 합쳐 이름 약자와 비슷한 단어를 생각하며 만들었고 프로필 사진은 포켓몬스터의 메타몽입니다. 메타몽은 어떤 모습으로든 원하는 대로 변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어떤 역할이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배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설정해놨다고 합니다. 참고로 초등학생 때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포켓몬빵을 사먹을 정도로 포켓몬스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황인엽은 18 어게인 출연 이후 큰 인기를 얻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급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50만이 넘는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옹이 작가의 웹툰 여신강림은 드라마 제작이 확정되면서 큰 이슈가 된 작품인데요. 여신강림의 드라마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황인엽은 이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오디션 기회가 주어졌고 황인엽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신강림에서 한서준은 날카로운 외모와는 달리 따뜻한 반전을 지닌 인물이며 황인엽과의 싱크로율이 너무 좋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황인엽은 한서준을 연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서준의 스타일리시한 패션을 표현하기 위해 스타일리스트 팀과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았고 바이크를 타는 한서준을 연기하기 위해 면허를 따기도 했습니다. 여신강림의 제작진들도 성인엽의 노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여신 강림의 연출을 맡은 김성엽 감독은 황인엽은 캐릭터와의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배우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황인엽은 자신의 연관 검색어에 패션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부터 옷을 좋아했고 교복도 고쳐서 입었다고 합니다. 옷을 입을 때는 핏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포기할 수 없는 자신만의 스타일로는 티셔츠를 바지에 꼭 넣어 입는 것과 겨울에는 롱패딩을 입는 거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옷으로는 후드티를 꼽았습니다. 참고로 패션 디자이너 에디 슬리먼을 좋아하고 모델로 활동할 때 피어싱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 적도 있다고 합니다. 화민엽의 롤모델은 이병헌과 조인성이며 함께 연기하고 싶은 배우로는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던 주지훈을 꼽았습니다. 황인엽은 배우로서 자신의 강점을 눈이라고 말했는데요. 눈이 차갑고 날카롭게 생겼지만 웃으면 달라지기 때문에 차갑고 따뜻함을 다 표현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황인엽은 노래도 수준급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JTBC 드라마 18억 개인에서 극중 홍시아에게 공개 고백을 하는 장면은 직접 녹음을 해서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황인엽의 취미는 음악 감상과 잡지 읽기입니다. 좋아하는 뮤지션은 싱어송라이터인 딘이며 좋아하는 음식은 오일 파스타입니다. 하루에 한 잔은 무조건 아메리카노를 먹고 소주는 못 마십니다. 계곡보다는 바다를 좋아하며 추운 건 참아도 더운 건 못 참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을 좋아하고 편지 쓰는 것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황인엽은 야경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야경이 멋진 장소로는 홍콩 빅토리아 피크와 북악 스카이웨이를 꼽았습니다. 첫 출연료로는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용돈을 드리고 저녁을 사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팬카페가 생긴다면 팬들에게 지어주고 싶은 애칭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황인엽은 배우라는 직업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